だろうね。 날씨 날씨가 이해가 안 됐어. 진짜 네, 된다. 제 키는 소리가 많이 온다. 어? 여기 이제 부산에 관계된 사람. 어디야? 어? 아, 안 봐, 이거 다섯, 그러니까. 다섯 시, 20분에 시작했잖아. 그래안 들어가.